그러면 여기 있, 있, 을게요 밖에서 기다려 아니 <laughs>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, 아니 아니 아.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<laughs>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? 아니 부산 사람인데 아니 괜찮아요 조심 조심 기숙가래요 <laughs> 아니 Qué alta.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别叫了，哎，别叫了。 그래도 내가 로잉 예. 어머 고양이 어, 내 돌을 아답했어요 인마가 아. 10파운드에 아답했는데 지금 14파운드인데 음. 닥터가 다이어트 캣푸시 있나? 예. 다이어트 수맥이다 음, 예. 집에서 아 굉장히... 다이어트 스푼 맥이군요 어, 얘랑 11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. 근데 음. <laughs> 너무 예쁜 야. 예. 고양이네 이게 내가 다시 딴 거거든 드리라. 이거. 아, 아야. 이게 상황버섯이다. 한국에서는 아. 이거를 못 구해요. 가루로 해서 이거 상황보섯시요 이렇게 귀한 거를 갖다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그렇지. 잠깐만 우리 고양이 잠깐만 앉으세요 사, 거. 네, 뭐, 사진도 많이 붙여 놓으셨다 우리 새끼들 음. 야 우리 엔젤라 엔젤라 네, 네. 아들이 나 아들 보고 이름을 그냥 이름이 음. 돌림자 빼버렸어 나는 예. 무식한 네. 놈이라 아버지하고 싸움을 많이 해갖고 우리 아들 이름이 뭔지 아나? 이순신이다 아. <laughs> 내가 내 인생에서 아, 예. 멘토장. 예예. 아 이순신 장군님. 아 그러니까 예. 딱아던 나오는 말 그냥 이순신이야. 돌림자가 있는데 내가 그무식부터 무식하지만 음.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더라 그렇지만 난 그 이름이 이순신이 좋다. 예, 예, 예. 어, 내가 내가 좋아하는 예, 내 인생. 외국인데 지금 이거밖에 안 되고 밥만 갖고 와라 요거를 아. 사, 냄새 나도 걔한테 예. 왜냐면 이 그, 예. 스키브 타입이 내가 미국 사람들 싫어해요 냄새를 예. 근데 그 삶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 고래고기는 뭐, 뭐, 뭐봐라한 번도 안 먹어봤죠? 예. 우리는 예. 못 잡아요 옛날에 우리인데 어렸을 때 잡았는데 이제는 못 잡아요 여기 갖고 와 바로 뜯으라니까 녹으면 시간 걸리고 그렇군 고맙습니다 이거 한국 가면 갖고 가면 기가 있게요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 예, 이게 상황 분식시야 예, 예, 응? 예.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동네수도 못 삽니다 도래고기는 한 30, 집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하워 지나 하워 다에 내가 노모베이 고맙잖아 대표주니까 이제 노모베이 이제 싸고리 치더라 이놈 하워드 아예 내가 말이 잘못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싸구리 이제 대접 있어요. 거기서 그냥 다 음식점 그 연합 쪽이라고 뭐야 레스토랑 스탑 하는 거 그릇 같은 거스테이크하우스 거기서 일해라고 해서 거기서 거기서 일해갖고 그 사장이 장가 보내주고 거기 서울에서 결혼했어요. 결, 졸업하면 제대하고 1년 만에 졸업했어요. 내 골프는 데가 있었거든. 내가 강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강릉 사람이었어. 요 next week. 이렇게 많이 음. 많이요? 어, 아메리칸 스타일은 이렇게 이 정도 먹어줘야 됩니까? 좀 가라앉으면서 일하고 에요 <laughs>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내줬죠 일단 너무 좀 쉬고 생각 좀 해봐라